계기판에 이제 경고 등이 들어와요. 지금 조두순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위험한 지역에 있으니까 빨리 그 지역을 이탈을 해라. 그 정도의 조치는 아마 그럼 이번 침해라고 마구 민원을 제기하겠죠. 이 보호가 장이 나를 못 살겠다 이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도 이번 침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낙심했었잖아요. 그건 예달 예전 화를 했으나 지금 일단 귀, 귀, 귀 어디 갔어? 귀 어디 갔어?